두두둔 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드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제가 영국 아니라 또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마침 또 비행기가 한 30분 delay가 됐어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짐을 챙길 수 있었고요 저번에 빼먹고 갔던 마스크 네, 백신 접종 증명서도 이번에 챙기고 저번에 안 가져갔던 선글라스도 챙기고 그러 이번엔 좀 만반의 준비를 해서 빼뜨리고 가는 게 없도록 허리한 마리 이렇게 근데 물이 위에서 물어댕기고 있어 엄마 이렇게 날씨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바람이 차요 바람이 차서 그렇게 따뜻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저희 집 옆집인데 항상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집이 완성이 됐어요 한국도 그렇겠지만 여기 영국도 6월부터 8월까지 그 여름 휴가 기간이거든요 공항에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그 와중에 여기 짐 검사 진짜 철저히 하고 액체류는 무조건 그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타야 돼서 치약 같은 것도 다 비닐봉지에 넣어야 돼서 또 그걸 걸렸어 아 그거 걸리고 다시 진검사 받고 게이트를 확인했더니 지금 10분 전에 출발 10분 전에 게이트를 알려준다고 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지금 대피를 했습니다 아우 기가 아주 쩍쩍 빨려가지고 여행 다 한 것 같아요 아. 이번 여행지는요 오스트리아를 가는데 약간의 이탈리아 여행을 곁들이 제가 저번에 이탈리아 여행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베니스를 갔다가 이제 오스트리아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착된 비행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처럼 지금 38번 게이트로 다 같이 이동 중이에요 음, 음. 저기에 있는 위즈 뭐야 위즈에요저 비행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앞에 있는 38번 게이트인데 제 생각에 절대 50분에 출발 못해요 4분 남았거든요 출발까지 근데 아직 탑승을 아무도 못했어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분 있다가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oh my god, 진짜 요즘 그리고 전쟁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 비행기 cancel이 진짜 많아요 비행기 cancel 지연 이런 게 진짜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마음을 놓고 비행기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Oh yeah, yeah. Um, I saw one time uh, yeah. one of the, my friends have this, and I think that that one is good. It's very small and just yeah, yeah, yeah. Can, can I call you? Okay. Ah. yeah. Hi. 한 시간을 연, 연기돼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No, we don't need a mask. Yeah, because last last month I should take a Yeah. mask. Where is it? Uh, Twenty. 13 1 B. 아, 31. 여기는 베네치아 섬으로 가는 본토 섬으로 가는 버스 티켓을 이렇게 창구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나 봐요. 자, um, can I get one bus ticket one way to Venice, Venice? Express price. Express and then the boat also. Yeah. Okay. One person. Yeah, one person. One way. Yeah. Top letter C. Okay, let's see. Thank,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베니스가 원래 비싼 동네인가? 많이 당황스러운데? 아, 어쨌든 저는 버스를 타러 좀 가보겠습니다 아 C가 어디 있을까? C로 C로 가서 아 저기 사람 많이 모이는 데가 베니스 본섬으로 들어가는 데인가 봐요 Hi, um, is this express bus to Gobanis? Yes, validate your ticket in the yellow machine. Ah, yeah, okay. Yeah. Thank you very much. Yes, yeah. 베니스 섬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저 노란 보트가 그 이동수단인 것 같아요 이동수단 아, 배를 타는 곳이 어디냐 아 근데 벤, 이탈리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다시 올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 이탈리아 아 여기가 이제 보트버스 타는 데인 것 같아요 어 사람 관광객 너무 많아 아 이게 바로 뭐 베네치아 감성인가 봐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가 본섬, 베네치아 본섬이고 저는 이제 베네치아 본섬을 바라보는 섬의 숙소를 잡았어요 어, 베네치아 숙소가 full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숙소를 잡았는데 어, 이렇게 베네치아를 바라보는 것도 좀 예쁜 것 같아요 네, 야경을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뜻밖의 개이득.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미쳤어 미쳤어 어, 뭐야 카페랑 같이 있는 데가 보다 아무도 없어. 리셉션에 아무도 없어. The breakfast is not included, right? Breakfast is not included on your reservation, yeah. but the bar is open from 7 in the morning. Take uh -huh. a look. It's a hot day. Oh yeah, very hot. No. Yeah. Tomorrow it's a hot day. More hot. Oh my god. No luggage. No, that's all. Perfectly. Yeah. yeah. 에스컬레이터가 엘리베이터를 왜 2층까지밖에 만들어놓지 않았지? 건물은 3층짜리인데 말이죠. 불만 불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총 10명이 쓰는 객실이고요 제 베드는 이곳입니다 그래도 제일 구석탱이에 있어서 좀 안전한 느낌? 제가 아, 아, 아, 베니스를 여행지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탈리아를 못 잊은 것도 있는데요. 베니스가 내년 6월부터 입장료를 받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기 베니스가 워낙 관광객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관광객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루 입장을 제한을 하고 10유로였나? 입장권을 받는다고 도시에 들어오려면 미리 예약을 하고 입장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영국에 있는 김에 베니스를 한번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 내년에 가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이제 올해 이렇게 싹 찾아왔고요. 확실히 관광객이 진짜 많아요. 관광객이 진짜 많고 비행기가 너무 많이 연착이 되는 바람에 너무 배가 고파서 나가서 시원한 맥주와 함께 음식을 부시러 가보겠습니다. 자, 나가볼까? 숙소에 사람들이 좀있으면 같이 놀자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피자, 피자가 좀 땡기네. 피자를 먹읍시다. 오늘은 피자. 피자 외국분나 여기는 피자 종류가 훨씬 많은데? 여기서 먹어야겠다 One pizza rustina Rustica Rustica And one, one bira Media Ah yeah, ah, can I get one? Oh, yeah. Via media? Yeah, media Okay, media. very nice Thank you Okay <gasps> 피자 나왔다 맛있겠다 이게 이탈리아 피자는 이렇게 가운데 계란 들어간 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okay, you